안녕, 나는 이곤이야. 오늘은 캠핑하러 왔어. Subscribe! 출발! 출발! 오늘 곰이 올까봐 너무 무섭다. <laughs> <laughs> you надо 볼까요 i Grounded, melted, graded, charted, pointed, 뭐 하고 있어요? 캠핑 싸러 가 캠핑 싸러 가요? 이거 한번 더 넣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끓인 물이 있어요 아, 라면도 끓여야 될거 네. 아니 근데 이거, 이거 진짜 좀 약간 맛있어 이거니? 응 진짜 맛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야

Thank you.